Shh. 2019년 8월 29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우 팔로우 미 no. 어? 누구냐? 누구냐? 누구예 당신? 누굽니까? 2019년 그때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만 2019년 5월 8일 다, 5다 보면은 그때 보면은 5월 29일 19년 얼마 안 됐다는 소리죠 그때 폴리스 라인 왔을 때 그때 확인했습니다 5월 8일 나와 망자 귀신 어 깜짝이야 누구야? 당신 누구야? 나와. 이전에 이코리가 저기서 관찰 카메라 할 때 관찰 카메라 여기서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대놓고 맞잖아 맞잖아 여러분들 그 3층에서 한번 그랬을 거야 뭐 내가 부적인가 태운다고 뭐 앞에 서여가지고 맞죠 여러분들? 네. 어? 잠깐만 올라온다 스샷 준비 잠깐만 잠깐만 누구야? 뭐야? 분명히 아무도 없단 말이야 저쪽 방에 가 있을게 여러분들이 의심할수 있으니까 내가 들어가 있을게 한 번만 조금만 잠깐만 지켜볼게라 여러분들 잠깐만 잠깐만 진짜 또 한 번 하는 거야 이거는 진짜 뭔가 빨리 뭐야? 아! 어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다 진짜 미치겠다. 자, 또한 번 해보시죠. 자신 있으면은. 저 조용히 있을게요, 여러분. 한마디 나가겠습니다. 어떠 현상이라

계십니까? 누구시 누구십니까? 분명히 뭐가 없었는데 뭐야? 저 다시 한번 말합니다.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는 내일 다시 모레 언제든 다시 또 올 겁니다. 또 와서 귀찮게 할 거예요. 왠지 아십니까? 당신은 사람 앞에 나서지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는 가슴속에 맺힌 말들을 함,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잡기일 뿐이니까 가족들은 절대로 이렇게 더러운 곳에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. 당신이 좋은 곳에서 편하게 있는 줄 아는데 이런 곳에 계신 걸 알면 굉장히 섭할 겁니다. 아셨습니까? 구독! 좋아요!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 어.